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 직접 대구로 방문드렸습니다. 오늘 형이 많이 외롭다. 재현아 같이 있어주라. 세상이 니네 뜻대로 만만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너네 사람을 잘못 골랐어. 말했지? 지하 주차장을 혼자 나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거를 준비해주죠